강한 멤버 누구인가요? 네, 팬더분 중에서 제일 멘탈이 강한 멤버는 음. 어... 어... 나지, 나지. 어, 나온 것 같아. 구석이는 그 진짜 아니고. 구석이 그 진짜 일단 구석이가 예. 아니고 어, 왜냐면 어, 다 강해요. 다 강한 편이고 워낙 키노근이 어, 살짝 뭐 어, 일단 나가 있을 때잘 빨리 잡은 편이 아닐까? 나? 뭐 아닌가? 마, 맞는 것 같아. 나는 회복을 잘해. 그렇 대신 많이 나가 빈도수가 좀 높긴 하지. 많이 나가지. 그래 약한 멤버 하나는 없어. 무조건. 에. 네. 그냥 신화면도 살짝. 신화 에. 네. 나머지는 진짜 네. 잘 네. 이렇게 하는 것 같아. 유토도 되게 마음이 저도 진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넘길 수 있어. 넘길 수 있어. 일단은 네. 네, 키노 씨 질문인데. 네.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. 음. 저는 사실 음식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유토랑 치킨을 먹었는데 저녁에 네.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치킨이 조금 비렸거든요 조금 닭이 덜 튀겨졌는지 그랬는데도 너무 맛있었다는 이유는 유토가 <laughs> 유토가 같이 먹어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, 근래 가장 놀랐던 일이 있나요? 근래 가장 놀랐던 일? 어, 저희가 최근에 일본에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 네. 네, 거기서 많은 우리 유니버스들께서 분 같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음. 네, 같이 춤도 써주시고 네, 많은 건 정말 많은 에너지 바꿔가지고 정말 그때 놀랐어요 진짜 네, 놀라고 정말 무대에서 있었던 힘을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아, 네, 정말 재밌게 네, 좋은 추억 만들고 온것 같습니다 그때 하셨죠?